아 이게 누구야? 아 누구세요? 악수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아 따뜻하네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어, <laughs> 인터뷰인가요? 아, 오늘 이렇게 지 씨의 인터뷰를 맡게 된 먼 길을 달려온 아... b 어, t 정국이라고 합니다 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예. 아뭐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뭐 저야 뭐 그 뭐냐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뭐 비슷한 것도 찍고 음.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녹음도 하고 또 뭐 정국이랑 놀기도 하고 음. 예. 또또뭐 잠도 자고 게임도 하고 예, 예, 예, 한 잔도 하고 아 아무튼 반갑습니다 아뭐 아또 진실하게 이렇게 또 오랜만에 네. 또 이제 한공간에 둘이 있는 건 또 오랜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 그래 제가 오늘 약간 음악에 관련된 어떤 음악에 관련된 그죠? 예, 예. 개인적이잖아요. 보통 우리 팀이긴 하지만 예, 또 각자만의 생각들이 있고 그치 그치 그치 또 꿈도 있고 예 방식도 있고 그치.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맞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네. 던져보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진 씨가 이번 앨범 중 어, 녹음이 가장 힘들었던 곡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녹음이 가장 힘들었던 곡은 나는 Blue and Grey Blue and 아. Grey 같은데 그 어쨌든 우리가 그 녹음을 할 때 우리는 그 개인이 아니라 팀이다 보니까 그죠, 음역대가 그죠. 서로 다 다르잖아. 아 그죠 그죠 뭐 그죠. 이제 음역대는 뭐 지민이 V 그 사이에 결정된다고 봐도 이 무방하죠. 무방한데 네. 좀 이번에는 어쨌든 블루앤그레이는 그 B가 이렇게 만든 곡이다 보니까 B의 음. 네. 가장 편한 음역대에 맞춰진 아 노래다 보니까 그죠. 곡이 너무 너무 네, 낮아가지고. 어, 그 진 씨가 팀 내에서는 그래도 연막대가 굉장히 높은 아유 무슨 소리 다 요새 거기서 거기죠 아니에요 진씨 상당히 높습니다 아 요새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박수 한번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역대 BTS 곡 중에 네. 아, 가장 음역대 잘 맞았던 곡 뭐, 아, 아 이게 너무너무 애매한 게 이거는 딱내 네 곡이었다 여보 개인곡 아니 아, 그, 그 형의 개인곡 개 제외하고 어. 이게 너무 애매한 게 그 나한테 음역대가 딱 맞은 곡이 없어가지고 아 이때까지 아, 이때까지 여, 여태까지 어, 그런 거 없었다 없었다 왜냐면 사실 그 지금 뭐랄까 이 팀에서 내 음역대가 사실 애매해 아니죠 뭐 지민이가 엄청 높고 비가 이렇게 낮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 씨가 어, 애매하지 그나마 어? 아. 좀그 편하고 나름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작은 시 정도라고 작은 시? 할 수 있지 어, 작은 시라 작은 뭐, 시 정도면 괜찮지 작은 시 뭐 한 소절 공뱅아 시켜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요 박수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 맞았던 곡, 잘 맞았던 곡을 또 들어봤는데 그러 이제 형이 이제 개인 작업물 네. 이몇개 있었잖아요. 예. 최근에 아, 예, 예, 예. 최근에도 공개한 작업물도 있었고. 예. 그러면 이제 형의 이제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형은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나요? 그냥 뭐 비트 받으면뭐 멜로디 흥얼거리다가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대충 스케치 해가지고 냅두고 거기서 뭐 또 이런 컨셉 뭐 저런 컨셉 뭐 맞춰서 하다가 포기하는 것도 많고 뭐 나온 것도 있고 음, 요번에 한게 이제 뭐 멜로디랑 이런 것들은 이제 형의 개인적인 공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치 뭐 그때 이제 형은 뭐 작업해 놓고 혼자 막 지우거나 아. 막 혹시 너도 그런 타입? 바로 지우지 않아요? 아, 바로 뭐 지우... 마음에 안 들면 지우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우지 그죠 근데 애들이 그...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죠 기록에 안 남도록 <laughs> 싹 정리해버렸잖아요 <laughs> 내가 왜 이런 거를 해놨지? 이러면서 다 지워버리는 그런 타입이지 그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사실 부끄러운 거지 아, 이걸 혹시 이 내가 이딴 멜로디를 썼다는 게 <laughs> 혹시 누군가가 들었을 때 들었을 때아 이거 많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완벽주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아 그게 아, 저도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리고 뭐 이때까지 이제 저희가 정말 많은 곡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은 보통 이제 곡이 이 정리가 되면 녹음하기 전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뭐 연습하는지 뭐 준비하는 편인가요? 나는 그 우리 보컬룸이 회사 있잖아 우리 VF하고 이런데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뭐 사실 요새 층간 소음도 있고 뭐 이런 음. 것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크게 부르고 이러면 좀 민폐잖아 음. 스튜에서는 뭐, 그뭐 거기서 우리 보컬룸에다가 그 우리 가이드 다운받아 놓은 다음에 이내 앞에 또 녹음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다른 애들 하는 거 들으면서 흥얼거리면 어느 정도 익혀지는 음, 그러면 익힐 때 멜로디가 먼저 외워지냐 아니면 가사가 먼저 외워지냐 둘 다 안 외워져요 아... 이그 아, 너는 천재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 넌 천재 아니야 녹음하면서 그 내가 그냥 부를 때랑 이 녹음하면서 이 들으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외워지는 게 또 다르잖아. 아, 근데 저도 저도 보통 그래요. 부르면서 이 외워지는 게 녹음하면서 외워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죠. 아. 맞아. 녹음하면서 되게 머릿속에 팍 잘 들어오죠. 아. 음. 난 가사는 죽어도 안 헤어져요. 그리고 녹음을 진행할 때 음. 뭐 메모 같은 거를 하면서 녹음을 진행하시나요? 아, 나는 그 외울 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음. 녹음할 때는 보통 우리 PD님이 뭐 요구하는 게 비슷비슷하잖아 그죠 한번 말하면 잘 안 바뀌잖아 그죠 음, 한번 뭐 여기에 좀 이렇게 호흡을 넣어서 뭐 발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 번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바뀌잖아 그죠 그런 거는 이렇게 메모하면서 뭐 음... 자 그리고 저희 이제 B앨범 네. 제 자작곡이죠 네. 스테이 네. 아 스테이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해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사 작업을 또 해줬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하긴 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범주 형님이랑 같이 했던 그 작업물 네네네 이 두 곡에 뭔가 어떤 감정이나 무드를 담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사실 스테이 가사는 그 남준보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아 몰랐지? 어 몰랐지 방향성을 내가 잡긴 했어 아그 뭐였지? 그 처음에 내가 가사를 그 부분 사비 부분은 안 쓰고 네. 벌스 음. 부분, 도입 부분을 뭐 꿈이었을까 여긴 뭐 방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썼는데 남준이가 그 좋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 develop 시켜가지고 지금의 가사가 어. 나오게 된 거거든. 어, 근데 그 몰랐네요. 그 사, 상황이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다가 뭐 네. 이렇게 어, 나는 뭐 지금 여태까지 꿈을 꾼 것 같다 이렇게 음. 눈뜬 면 다시 이렇게 아미들 있는 곳에 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나는 알고 보니까 지금 방이었 그 잠자고 난 꿈을 꾸고 있었나 보다 뭐 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가사를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향성이 아. 이렇게 잡히게 된 거지.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있을 때도 되게 우리가 공연했던 거나 이런 장면들이 꿈 같다고 음. 많이 말을 했었죠.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기 뭐야? 주인 씨의 개인 신곡 그거 아 어비스 네. 그거는 그 사실 제가 많이 우울할 때 아 우울했었나요? 아 우울했었죠 악산맛 아그 있잖아요 제가 몇 달 전에 막 되게 막 무기력 맨날 무기력증 무기력하고 음.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다고 했을 때 음. 그때쯤에 쓴 노래였는데 음. 뭐 사실 이, 이거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노래를 그 작업을 할 때 막 진짜 작업하기도 힘들고 이러는데 옆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멜로디 흥을보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요건 요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래서 뭐 다시 집 가가지고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가사도 쓰면 뭐 거기서 어요런 것도 추가해보면 어떨까 이러고 가사도 거기서 남준이가 또 도와줬어. 음 역시. 아, 아 나는 이제 남준. 어, 나는 이렇게 내가 쓴 게 있었고 음. 뭔가 새로운 방향이 안 나와서 그냥 남준이한테 그냥 새로운 거 그냥 다 처음부터 이미 쓴 거 있는데 새로운 거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써봐 줄 수 있냐 그래서 했는데 어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음. 그 후렴 부분은 거의 통으로 남준이가 써준 게 들어가게 됐고 벌스를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정리하게 됐지 가사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은 진 씨의 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렇죠. 우울함과 네, 어두운 내면, 어두운 내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뭐 나는 저 밑바닥에서 나올 수 있을지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괜찮습니다. 나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보통 이제 가사를 곡을 쓸 때는 뭔가 가상의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진씨 본인의 어떤 감정 상태나 네. 이런 거가 좀 더 적합하다고 그쵸 저는 그 가사를 막 감성적이고 좀 시적으로 못 쓰는 이유가 되게 사람이 단순하고 직설적이니까 좀 어, 제가 다 맞아. 경험했던 일들 위주로 그런 거에서 이렇게 좀 쓰는 타입이죠. 음, 저랑 비슷한 걸요. <laughs> 단순. 단순 그 자체. 네. 단순 그 자체. 앞으로 우리 네. 많은 경험을 해봅시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 씨가 말하는 네. 김석진의 보컬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본다면? 아, 제가 저를 제 보컬이요? 이것도 사실 뭐 생각해본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죠. 없다고요? 네. 좀 단순 단순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저는 뭐 제가 막 사실 skill적인 게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목소리에 막 감성이 막 철철 묻어 넘치는 막 그런 타입도 아니고 뭐 파워 보컬도 아,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이제 형의 보컬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단어는 소년 같아 소년. 소년이요? 네. 청년? 청년 나이 좀 먹었군요 청년 아, 오케이 청년이 청년 나쁘지 않뭐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이 단순도 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보면은 지금 딱 저를 나타내는 목소리잖아요 꿈이 먹고 거짓 없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이 단순히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러면 이제 단순 이 생각과 보컬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번 앨범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앨범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제 형의 음악을 풀어나가고 싶은지 단순이라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그렇게 잘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주면은 그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음. 하거든요 그러면 좀 그 감정에 맞게 그 목소리들이 예, 묻어나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좀 그 센 음악들 있잖아요 아 그죠 아, 그런 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건 어. 좀이 꾸밈이 있어야 되는데 아. 꾸밈 그런 꾸밈은 이 만들어내기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음악들을 할 텐데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개발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까? 그뭐 센 거면 센 거 아이 그 제가 막 목소리도 긁어보고 막 음. 여러 가지 막 시도를 해봤는데 네. 형 그냥 이 사람은 타고난 게 <laughs> 타고난 게 있긴 하더라고요. 준 씨, 네. 준 씨도 타고났습니다. 아 저도 그래서 그 그쪽으로 이렇게 타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뭐 거기에 대해 불만은 없는데 각자 음. 자기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이 스타일은 내가 진짜 꼭 해보고 싶다 어떤 장르? 아 이게 애매한 게 그 저는 초반에 발라드 같은 그런 <clears throat> 느린 템포에 닮았죠 형님. 감정을 전달하 곡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어웨이크의 비판이로 해봤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신나는 곡을 해보고 싶었는데 Moon으로 어 Moon 신나죠 아, Moon으로 해결했고 그렇다고 막 댄스를 이렇게 막 혼자서 해보고 싶지는 않고 EDM도 잖아요 Stay로 EDM도 해보고 그것도 신나 요아 근데 그건 내가 써본 게 아니니까 아 내가 써본 게 아니니까 이번에 그럼 랩을 한번 도전해보시는 아 사실 그쪽도 이렇게 욕심을 욕심을 한번 가져보긴 했어요 근데 욕심을 한번 가져보긴 했는데 이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안 돼 <laughs> 이거는 낼 수가 없겠다 이래가지고 Never Mind 아주 잘했잖아요 이것도 사실 단순 꾸밈 없는 애 가깝죠 정말 이 발음 정확히 그대로 다 꽂히는 네, 그런 음. 타입이라 그래도 오늘 진실 인터뷰를 하면서 진실가 어떤 스타일인지 명확하게 알겠네요 <laughs> 어사만씨 아,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마무리 안 지었는데 <laughs>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는 어... 좀 이렇게 그 간질간질하고 아련한 느낌의 음... 그런 곡 음. 있잖아요 약간 저희 단체곡으로 친다면 이제 Butterfly? 어 맞죠 그쵸 아 그런 느낌 뭐 그런 느낌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 달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는데 스케줄이 어. 많네요 아 지금 진행된 거 없는데 아, 진행된 거 없어요 구상만 했어요 아 오케이 그 봄날 Butterfly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뭐 내용은 이제부터 정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진씨 오늘 인터뷰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 즐거웠어요. 진씨 행보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BTS의 전국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 아유, 반갑습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했어요. 아유, 고생했어요. 네, 들어가세요.